아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막방입니다 준비했을 때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빠른 걸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막방이라서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죠 콜 이거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홈키스를 제가 본방송에서 하게 될 텐데 살짝 연습은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연습용으로 네. 어때요? 괜찮나요? 괜찮으면 그게 <laughs> 역시 반응이 좋아야 괜히 연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겠어요? 다 이러다가 반반 생겼어 도저히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빵빵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하고 카메라가 이때 멀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실루엣만 보이는데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붙자 맞춰서 잘